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신비유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업로드되던 영상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근 브라운더스트 외국 서버 유저로부터 받은 유튜브 댓글 때문인데요. 댓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조력자 시스템 때문에 한국 서버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고 들었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 아주 걱정하고 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과금러드를 위한 정책이라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게임을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 그렇죠. 저는 우선 그에게 그것은 사실이고 조력자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이유 한 두 가지를 적어 답변해 주었습니다. 조력자 문제의 심각성. 저 또한 보다 업데이트 및 조력자 패치 때마다 내용 설명과 더불어 문제점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졸업자 문제점만을 정리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문제로 꼽는 것은 출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용병 졸업자는이준니엄 4월 11일 패치로 10명, 최근 6월 5일 패치로 4명, 총 14명이 출시되었습니다. 졸업자 출시 전 기존 용병이 177명인데 이제 이만큼 나왔단 말입니다. 그점 기존 용병 조력자는 언제 모두 출시가 되는 걸까요? 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출시 예정 계획이 전혀 발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주년 조력자는 첫 출시 후 두 번째 출시된 6월 5일, 이들의 출시는 6월 개발자 노트에서 갑자기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개발자 노트가 아니라 다음 주 업데이트가 된다고 갑자기 내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에 누가 나온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출시가 될 거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획득 및 강화에 있습니다. 조력자의 획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병계약, 즉 뽑기로 획득하는 것과 2년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조력자 관련 시스템을 통한 획득 방법입니다. 우선 뽑기로 인한 획득 방법에 의한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조력자 뽑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용병 뽑기와 함께 존재하며 그의 획득 확률이 조금씩 내려갔을 뿐 아니라 5성 조력자는 5성 용병을 하나 뽑을 확률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력자는 용병과 달리 한 개만, 이름하여 명함만 따내면 되는 것이 아닌 다섯 번을 획득해야 합니다. 조력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조력자를 먹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뒤에 살펴볼 문제점이 인연 시스템으로는 한 개밖에 조력자를 얻을 수 없으며 이것 또한 얻기도 힘듭니다. 그에 무조건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힘들죠. 어쨌든 이걸로 한 개를 얻는다 치더라도 뽑기로 4개를 뽑아야 합니다. 평균 5성 조력자 뽑기 확률은 무려 0.5% 이걸 4번이나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용병이 나오지 않고 픽돌이라도 된다면 그거 참 곤란하겠죠? 게다가 조력자는 마일리지로 얻을 수 있는 5성 용병 선택권에서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거참. 근데 마일리지 랜덤 뽑에서는 조력자가 나옵니다. 용병 뽑기와 조력자 뽑기를 따로 할 수 있게 해주던지 이거는 물론 조력자가 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 강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주던지 뒤에 설명할 인연 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해 핵독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던지 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점 3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는 인연 시스템입니다. 조력자의 또 다른 획득 방법인 인연 시스템 두 번 문제점에서 봤듯이 우선 이 인연 시스템으로는 조력자를 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 얻는 것도 쉬운가? 아니요. 엄청 힘듭니다. 인연 시스템으로 조력자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그 조력자에 맞는 선물을 선물하여 호감도를 100% 만들면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5성 조력자는 선물을 한개당 0.2%의 호감도가 오르고 그의 5성 조력자를 획득하려면 총 필요한 선물 개수는 500개입니다. 이 조력자 선물을 어디서 얻느냐? 1일 미션 보상으로 20개, 기드 상점 주 1회당 50개씩 두 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력자 선물은 랜덤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 확률은 늘 조정해 놓은 것만 같이 이미 획득한 인연의 조력자 선물만 나옵니다. 조력자 선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던지 이미 획득하여 쓸 수 없는 조력자의 선물을 다른 조력자의 선물로 바꿔주던지 선물의 개수를 늘려서라도 조력자를 더 얻을 수 있게 해주던지 인연 시스템의 개편은 필수적입니다. 또는 캠페인 외전을 활용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3월 14일 첫 업데이트되었던 캠페인 외전 숨겨진 날 여기서 칼슨과 그의 조력자 로렌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죠. 그의 캠페인 외전은 시간과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용병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했으며 기존 용병과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안성맞춤인 것과 동시에 clear시 조건이 따로 없어 난이도 또한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10스테이지 모두 clear 시 관련 조력자의 선물을 일부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인연 시스템과의 활용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인연 시스템의 개편이 없다면 그의 현재 상태의 획득과 강화 방식이라면 이른바 과금러드를 위한 조력자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은 밸런스 조정입니다. 조력자 출시로 기존 용병의 리뉴얼 및 밸런스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력자의 사용으로 인한 조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용병이 출시되면 이전에는 무조건 최소 9강 기준으로 용병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조력자 출시로 인한 밸런스 조정 및 신캐는 조력자를 장착한 것으로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15강을 해야 또는 적어도 13강은 해야 사용할 수 있다 등의 평가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9강과 13강의 차이는 큽니다. 5성 수북은 노력과 기다림으로 얻을 수 있었고 그래모와 투자가 가능했지만 조력자는 노력과 기다림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5성 수북을 패키지나 가금으로 파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본 조력자의 문제점 4가지였습니다. 간단하고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물론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거나 느끼고 계신 부분들일 수 있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